족갈비 족갈비 배고픈 족갈비 오늘 볶음면 one break one week one break. What? Eh? What? Mini 와? 미니 What? 와? oil Two oil The 베이컨은 Good. 때 하는 <coughs> Good. 베이컨 같렇다 읽는다 다이조브 다이조브 브레이크 아웃 예? 아웃 아 다이조브 다이조브요 다이조브?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이런 실수를 받았는 주세요. 배달이요? 쪽갈비인가? 요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동치미. 아, oh, it's good, 동치미, 땡큐. 아, i t 양치? 양치. 오케이. 어. 저 샐러드. 맵다는, 맵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야 신라면 맛이네 그냥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응? double spicy double spicy 음, 아드레날린 음. 다이너마이트 음. 아드레날린 음. 하늘에 날린 하나도 화날일 없는 이곳은 음. 음. 음 아 spicy. 야, 이마 이거 It's very hot. Hot water. Hot water. Hot water. Mm. 리필? 음. Mm. Well, see you. Thank you, thank you. Tell 아연 칠성 음. 칠성 칠성 세븐성 세븐 캐슬 세븐 캐슬 음. 아. 유병신 유병신 브랜드 음. 융푸 음. 어 유붕푸 네. 음.